사람들은 말에 넘어지면 일어나 진짜 활기 폭킹들은 날 봐, yeah I'm still alive 왜? 시간은 매번 부족해 one minute of time 상처가 아물기 전에 we need to work for n i g h 욕심은 가득해 I need a spotlight 왜? 그래서 멈추질 못해 fuck 없어 stop sign 연료 충전해 머릿속은 잠깐 동안 쉬었겠지만 후에 부담감이 꽉차 재능이 었으면 노력해 내가 안 한 것 같다면 와서 말해 네가 지 실패는 손톱대 내가 어땠는지 하면 말 못해 yeah. 젊을 때나파야 성장해 내가 왜 아프면서까지 그래야 해 그런 성격은 성공 못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는데 Feel like dominoes, feel like dominoes 뭐라도 전해줘 빨리 서두르대는 자기 개발상지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반복 재생의 그들을 설탕 발리 여기저기 주면 비해가시 맘에 들진 않지만 그들을 마치 SNS 그들만의 p a 피해 의식처럼 또는 모른 잠지 재능이 없으면 노력해 내가 가금지 실패는 손톱들 내가 어땠는지 아는 말 못해 y 젊을 때나 봐야 성장해 내가 왜 아프면서까지 그래야 해 그런 성격은 성공 못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는데 Feel like d o m i n o e feel like d o m i n o e 하나 둘씩 넘어져 끝없이 쓰러져가 Feel like d o m i n o e feel like d o m i n o e en los camino.